다섯 커플 중 김종민과 황민아는 결별을 택했음이 드러났다. 황민아는 김종민에게 벽을 느꼈고 김종민은 방송 외에 연락을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오해 속에서 서로 다가가지 못한 두 사람은 끝을 맞았다 있다. 황미나는 SNS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구준여 보지혜는 서로의 일터를 오고 갔으며 밸런타인 다. 티를 즐겼다. 김정훈, 김진아는 60 다이어리를 꾸미며 추억을 되새겼다. 정영주, 김성호는 훗날을 기약했다. 고주원은 김보미에게 진심을 표현했다. 시즌 1 커플 중 고주원 김보미를 제외한 4 커플이 하자. 한다. 고조원 김보미는 시즌 2 출연도 확정하면서 더욱 깊어질 연애 관계를 예고했다. 제작진은 열린 결말을 보여준 마지막 방송에 대해 시 연일의 계약 연애까지만 보여주고 그 후의 이야기는 온전 히 커플들의 자유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국장은 전날 방송된 시즌 1 마지막 회에서 김 종민과 황민아의 이별 에피소드를 방송에서 다룬 이유를 조심스레 밝혔다. 서 국장은 원래 방송을 할 때 출연진이 이별을 한다면 그것까지도 담는 게 리얼리티라고 생각했다. 어떤 커플이든 중간에 소원해질 수 있고 선후배로 남을 수도 있지 않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다라고 오늘 됐다. 그는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갑작스레 결혼설이 불거진 이후 부담감을 심하게 느낀 것 같다. 서로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더 무거운 문제야. 린다. 이후 두 사람이 잘 얘기해 관계를 정리한 듯하다.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3일 방송될 연애의 맛 2회분에서는 김종민이 심쿵 발언에 이어 쿵짝 케미로 한미나와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보인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역사 박물관 데이트 이후 식사를 위해 장소를 옮기기로 한 상태. 레스트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제가 기계치라는 김. 민종의 고백에 황민아가 저도요라며 맞장구치며두 사람의 공통점이 처음 공유됐다. 이어라자녀를 잘라주는 황미나를 보며 김종민이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고 하자 황미나가 또한 번쩍도요라고 말하며 단점까지 갔다는 사실이 들어 난 것 첫 만남부터 쿵짝 케미를 보여주는 두 사람 의 모습이 설렘을 돋웠다. 또한 김종민은 영화만큼 로맨틱하고 설레는 김민종표 이벤트도 선보인다. 김종민이 식사 도중 갑자기 사라진 후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아나 황미나를 당황하게 했던 상황. 하지만 이내 식사 후 산책길에 김종민이 준비한 황호란 이벤트 현장이 펼쳐져 황미나를 감동케 했다. 이어 이벤트 도중 김종민에게 여자친구예요. 라고 모는 아이들이 등장하자 황미나가 스스로 김종민의 공식 여자친구를 인증한 것. 비샤오를 통해 지켜본 MC 최화정, 박나래 역시 저건 결혼하면 액자각이다. 로맨스 코미디 같다며 감탄을 터뜨리며 두 사람의 급진전 로맨스를 확신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는 이미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후 조회수 도합 5만 view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종민의 취중 고백 실사판이 담긴다. 해가 저무는 야경이 아름다운 한 루프탑 바에 들어선 김종민과 황민아가 보고만 있어도 심장이 움찔거리는 떨림. 을 내비치는 가운데 맥주 한 잔에 살짝 달아오른 김종. 미니 설렘 가득한 표정과 진지한 눈빛으로 첫만난전 얼떨결에 일방적으로 던졌던 오늘부터 이를에 대한 고 백을 진심을 다해 다시 고백하는 것. 이에 스튜디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국민 바보가 아닌 남자 김종민의 모습이다. 국민 남친 등극이 예상된다고 떨리는 환호성을 보 냈다. 과연 김종민의 고백에 대한 황민아의 대답은 무언일지두 사람은 오늘부터 이를 이 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작진은 첫 방송부터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던 김종민과 황미나 커플이 2회에서 역시 보는 이들의 설렘마저다. 중시키는 데이트를 이어간다며 연애하는 남자 김종민의 색다른 모습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V조선 연애의 맛을 통해 처음 만났다 1화부터 줄. 연애 창립 멤버와 같았던 이들은 배우 이필모와 서수, 연 커플의 결혼 소식 및 새로운 커플들의 출연에 밀려 어느 순간부터 프로그램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이후 이들 커플의 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자일부 시청자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연애의 막 제작진은 김종민, 황미나 커플 분량이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차 등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TV조선 연예의 맛 제작진이 김종민 황미나 결별설 대 대해 입장을 뉴스 1 앞서 두 사람이 방송에 등장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결별 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방송이긴 하지만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연애 프로그램. 인 만큼 두 사람이 실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결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그러나 이 역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제작진은 결별설에 대해 사실이야. 미며 최근 분량이 적었던 이유와도 무관하다고 전했다. 연애의 마치기 김종민 환미나 커플의 이별을 안타까워 했다.